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잖아. 어디 가 스포츠 을까요 그럼요. 어머. 잘라버렸어요. <laughs> 제대로 선의해서 잘, 잘도 어 유령, 유령이야. 우와. 지났어요. 되게 진짜 어렵다. 말이 아, 잘 나오는데.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걸로 찍고. <laughs> 근데 이거 못했다.